간식 좋게 이거를 뿅! 그런데 <laughs> 아자 네, 해봐 하이드 하이드 하이드 오 무겁다 그런데 뿅 어? 해봐 끝 해봐 이리 굿 옳지 어. 굿 はいはいおいみたいなねああいうことだね。 <laughs> 하이. <laughs> 어이구 잘하네. 근데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만. 치, 치, 치, 알지. 아. 아 앉아. 치, 아, 치, 치. 어이씨. 그런데 그러니까. 이거 헐. 떠먹어? <laughs> ハハハハ。